자 이번 사연은 어, 저희가 뭐 그동안 많은 트롤 장인들을 만나보지 음,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 이번 사연도 그 피해자분께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제목 길냥이 팀원의 활약도를 보여주는가 김땡땡님 어렵죠. 네, 어려운 문제. 질량에 관한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물어보고 싶은 점은 과연 딜량이 그 팀원의 활약도를 대변해 주는가입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가다가 앞뒤 안 가리고 뛰어들다가 상대팀에게 키를 헌납하는 유저를 같은 팀으로 만나게 되곤 합니다. 그런데 그 유저분이 한다는 말이 딜량도 더 나보다 낮은 것들이 누구를 탓하는 거냐 그런 식으로 말하기 일쑤입니다. death가 많은 사람이 딜량이 더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게임을 carry한 건가요? 클템님과 당군님이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결국 딜량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KDA에 관한 문제기도 해요. 음. KDA 높으면 잘하는 거냐, 뭐 딜량 높으면 잘하는 거냐, 음. 뭐 비슷한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해설하는 입장에서도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해요. 사실 뭐 네. 상황마다 다르긴 하니까 다 다르죠 네. KDA 높다고 해서 게임 잘한 것도 아니고 딜량 높다고 게임 잘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다 알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죠. 근데 단지 확률적으로 그럴 확률이 높고 그냥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하기에 편하니까 그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냥 딱 그거 아닐까요? 뭐 축구로 따져도 골 맞는다고 그 사람이 항상 잘하는 건 아니고 골이 없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때 축구에서 갖고 있는 골보다는 이게 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나 이 느낌이 뭐 그렇긴 그지 하죠. 않나 축구는 네. 일단 골 넣으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축구는? 아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근데 그러, 그렇다고 해서 골을 못 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활약하지 않았냐? 그건 또 아니니까 그렇죠 예, 뭐 그런 것도 비슷한 맥락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음. 딜을 잘 넣어야 되는 챔피언 딜을 잘 넣었으면 잘한 게 맞는데 그 챔피언이 deal을 좀 못 넣었다고 해서 그 상황을 봐야지 이 사람이 못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애매한 거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챔피언도 음. 따져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서포터나 정글 같은 경우는 당연히 딜량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많고 음. 특히나 poking 챔피언 같은 경우는 딜량이 보통 1등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 했다고 해서 내가 딜량 1등이니까 나 잘하지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1등하는 거지. 결국에는 네.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근데 객관적인 지표가 이제 딜량, 뭐 피해량, 뭐 이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서포터들은 맨날 딜량 꼴찌인데고 뭐 맨날 못.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 이렇게 말하시는 예. 분들 있잖아요. 예. 딜량이 나보다 나중 그냥 대꾸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 이게 무슨 경우인가 싶어요. 좀제 얘기 좀 들어주실래요? 제가 얼마 전에 배치를 봤는데 제가 서포터 알리스타였거든요. top 리븐님이 서포터 알리스타인 저보다 딜량이 낮았어요. 아, 이건 좀 심하지 않나? 토나와 이거 좀 억울할 만하죠? 약간 부역죄 나지. 제가 리븐충, 야쏘충 되게 싫어요. 충이 아니라 근데 그분 심지어 네. 태어나서 처음 랭게임을 하신 분이에요. 중간에 아이템을 잘못 가서 다 팔고 다시 샀어. 막 에이... 그 내가 뭐라 할 수 없는 게 트롤은 아닌 거야. 열심히 하려고 아이템 잘못 갔다 오니까 아이템을 샀다 팔았다 그건 또 다시 제가 아니야. 그건 제가 아니야. 아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라 할수 있어. 못 할수 아, 있어. 근데 왜 하필 내 배치해서 그러냐고. 못하는 건 죄가 아니에요. 앞에 나냐고 맞는 사람이 나도 뭘... 다 당했어 나도 배치고사 볼때 다 당했어요 나도. 아 머리카락 뿌려 나도 <laughs> 머리카락 <laughs> 나도 저도 배치고사 볼때 다 그렇게 트롤 당하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배치고사 우리 음. 둘다 망했잖아요 지금 그냥 배치고사 얘기 그만합시다 예. 이런 말씀 드리기 <laughs> 예. 그렇지만 예. 담당 PD님은 예. 브론즈 예. 5가 나왔다고 우리가 낫네 그래도 우리가 낫네 예. 오늘 좀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 아침부터 아,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음. 딜량이 꼭 그 사람의 carry력을 대변하는 것은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네, KDA로 싸우지 말고 딜량으로 싸우지 말고 그냥 게임 멋진 게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이어지는 사연 어, 소개를 해볼 텐데 영상과 함께 준비된 사연이에요. 오, 어, 지난주에 저희가 그 보통 합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고 있잖아요. 또 요즘 어. 합류도 단골 손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LCK 때문에 그래. 다 합류하니까. 마타 때문에 다 돌아다 로밍만 다니잖아 서포트들이 아, 배치고사 볼 때도 아주 다들 움직임 자체 top은 다 텔포고 다 막 활발하더라고 요 맞아요 그냥 네, 어쨌든 <laughs> 그런데 이번에 또 그런 합류에 관한 순간이동에 관한 사연이 왔습니다 어? 근데 이번엔 좀 다르네요 제목 랭크 배치고사 수준 높은 mid의 teleport 합류전이 나와서 제보드립니다. 저는 top 룰루를 플레이했는데 정말이지 수많은 랭크 게임을 하면서 이렇게 뿌듯한 게임을 하는 것이 오랜만이라 제보드렸습니다. 레오나의 로밍 플레이 제 top 룰루의 텔레포트 활용, mid 카사딘의 최대한 치고 빠지는 dealing, 정글 렝가의 상대편 teleport를 보고 0.1초 만에 mid로 방향을 바꾸는 map reading까지. 이야 이거 뭐 뭐가 이렇게 많아. 프로게이머야 프로게이머. 크템 강군 형님이 보기에도 스피드감 있는 멋진 합류전이었는지 판결받고 싶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판사님. 사연만 보면은 뭐 이거는 거의 롤드컵 뭐 결승전에 나올 법한 그러니까 지금 보면 원데이만 빼고 다 합류를 했던 것 같아요 어. 뭐 영상을 볼까요? 네,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제법 시간이 근데 초반이에요. 4분대. 예, 뭐 이런 타이밍에 또 은근히 화끈하게 싸울 때가 많죠. 그렇죠. 한번 죠 자, 일단은 탑에 룰루가 있고 상대는 다리우스. 예. 다리우스는 순간이동이 없었다고 해요. 예, 그리고 룰루만 순간이동이 있는데 여기서 한번 넘어와 싸움이 좀커지 어, 룰루가 바로 순간이동으로 예. 이쪽 합류. 오, 스킬 활용 굉장히 잘했어요, 룰루. 그렇죠. 바로 리산드라를 잡아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조금 더 억울하게 끌어주죠? 태어난 리산드라가 억울하니까 기다리도 오겠다 사나요 어? 사나요 사나요 사나요 예. 살았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런데 리산드라가 억울해서 오는데 레오나가 그것을 보고 대치하다가 랭가도 와요 스톱 랭가 점멸까지 이렇게 해서 상대를 잡아내는 장면 어 결국 아까 말 그 사연에서 나온 레오나의 로밍 플레이 예. 그리고 제 탑의 탑 룰루의 텔레포트 활용 예. 미드카 사진의 최대한 치고 빠지는 dealing 정글 랭가의 어떤 미드로 방향을 바꾸는 맵미딩까지 나왔어요. <laughs> 나왔어요. 나왔어요. 네. 그리고 이 게임 또한 다이아 게임이라고 어, 수준이 뭐 높아요. 스피드감이 있는 멋진 합류전이라고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네. 스피드가 그렇게 막 아, 뛰어나진 아, 스피드가 않아요. 스피드가 예. 있진 네. 않았어요. 네. <laughs> 초반이라 그런지 뭐 제가 좀 분석을 해볼까요? 그렇죠. 천천히 보면서 일단은 니달리 입장에선 좀 억울할 것 같죠 분명히 본인이 강력한 타이밍이고 주도적으로 갱킹도 막 했던 것 같은데 들어갈 만한 상황이죠. 네. 때려 패야죠 이건 진짜. 이달리가 또 이제 강력하기 때문에 전면 빠지는 것을 보고 룰루가 대기하고 있다 순간 이동. 저기서 레오나를 바로 잡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리산드라 음. 호응이 바로 들어온 게 아니라서 시간이 끌렸고 카사딘 딜을 또그 사이에 잘 네. 넣어줬어요 전멸 썼지만 쫓아가서 마무리 이 장면까지 훌륭했죠? 굉장히 훌륭했고 뭐 니달리 입장에서만 그냥 열받는 상황이죠 사실은 4렙 타이밍에 순간이동 쓴다는 것도 쉬운 판단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나 상황이 뭐 완벽한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점멸로 오브로 빼고 카사딘도참 뒤를 잘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체력 마나 다 없는 그 와중에 되게 잘하고 있는 거죠 음. 그 익산드라가 상대 체력 없는 것을 보고 순간이동 기술적으로 그러다 네오나가 가지 않고 지켜줘야겠다 익산드라가 들어오는데 바로 스턴 잘 걸었어요. 그리고 아 랭가가 레- 전멸까지 쓰면서 그리고 레오나가 원래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음, 체력이 조금씩 조금씩 또 계속 차면서 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해서 초반에 정말 많은 이득을 챙겨가는 다리우스는 순간 이동을 들지 않았기 때문에 합류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음. 되게 멋졌어요, 확실한 건. 아, 잘했어요. 되게 멋졌고 음. 제 생각에 이거는 니달리 님이 억울하다고 사연을 보낼 만한 그런 아, 사연이 또 아니었나 니달리가 억울하다? 어떤 점에서? 아니 일단 탑 다리우스가 순간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룰루한테 라인전 자체를 처음부터 밀렸어요 음. 이게 뭐 점화를 드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셔가지고 리드를 했다면 이런 일이 애초에 발생하지도 않았을 거고 예, 뭐 순간적으로 타더라도 뭐 CS 손해를 보거나 포탑에 데미지를 아까 너무 지금 한 게 없잖아 다리우스님이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CS를 먹었죠 예, 예 그, 아, CS를 잘 먹은 것도 잘 아니고요. 먹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바텀에서도 트리스타나 소라카 조합이라 그런지 아 그러네 레오나가 무슨 바텀을 버리고 다니는데도 큰게 없어요 별로 맞네요 그리고 사실은 뭐 중간중간 나오긴 합니다만 루시안은 싸움이 벌어지자 올라가는 그렇죠. moving을 해요 예. 올라가다 올라갈까 말까 근데 레드팀의 바텀 디오는 꿈쩍도 안 합니다 그냥 엉덩이가 무겁죠 예. 이게 뭐 예. 트리스타나 소라카라서 그런진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분명히 블루팀 합류는 진짜 다 대단했고 레드팀은 다들 다른 너무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 아마도 극과 극. 예, 진짜 극과 극이죠. 음. 확실한 건 여기 언급된 게 진짜 딱 다 들이 맞았던 것 같아요. 그 와중에 체력 뭐 만화 상황도 좋지 않은 와중에 음. 할수 있는 최선을 다 해주면서 결국 다 살았잖아요. 음. 이런 게 에로의 하는 맛이고 게임하시면서 되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팀원들도 이러면 분위기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와 레오나가 와줬네. 레오나 없으면 사실 원딜 좀 짜증날 법도 한데 이렇게 해주면 그렇죠. 와 정말 잘 갔다. 게임 터트렸죠 이 정도. 예, 네. 정말 뭐 이런 에로에 아 정말 저도, 저도 하고 싶어요. 거기선 안 나와요. 아, 나 하고 싶다. 자 그러면은 아 이 사연의 등급을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뭐 개인적 취향 다 버리고 객관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니 왜 맨날 나한테 넘겨요 좀 해봐요 이런 아니, LCK 해설자분 아니 이런 걸 한번 해보세요 빨리 뭘 해봐요 내려주세요 빨리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아, 이 정도면은 예. 골드 드리겠습니다 예 골드 잘 드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딱 좋다 딱 좋아 딱 좋아 나 배울 것도 있었어요 아니 그니까 사실 골드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을 여지가 많은 것도 맞는데 일단 우리가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보시는 분들도 그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노잼이냐 <laughs> 약간 약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왠지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대회를 보더라도 음. 하다못해 LCK를 뭐 제가 한 지난 뭐 챌린지 스코리아도 그렇고 네. 뭐 유럽 LCS도 그렇고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경기력 그렇죠 막 싸움도 안 붙는데 막 너무 긴장되고 막 이러는데 음. 재미는 없어 아왜 또 재미가 없다 아니, 그래요. 그런 경기가 있다고 다 그런 게 아니라 아, 그렇죠, 간간히 그렇죠. 그런 경기가 있어. 아, 보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사실 보는 사람 이막 치고받고 싸움도 고수끼리 막 이렇게 눈빛만 교환하는 것보다 음. 야막 이렇게 싸우기 재밌잖아요. 되게 재밌죠. 머리끼리 네. 잡고 네, 맞아요.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깔끔했다. 너무 깔끔했어요. 맞아요. 좀 더럽게 싸우셨어요. 담백했다. 예. 그 골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laughs>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laughs> 아무튼 저희가 이 사연의 등급은 골드로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P shit, X5.